咦？ <laughs> 嗯？咦？嗯？ 嗯？有人。嗯？啊！Ready go. 응? 응? 사랑? 탈수랑? 피카츄! 응? 피카츄! 응? Huh? 응? 응? 응? 예? 어? 嗯，有人。嗯。嗯。 예? 응? 응? 예? 응? 어? 예? <laughs> 夜 Ha ha ha!